안돼 안돼 가만히 있어 안돼 아, 내아짱 네. 네, 여기는 깡지 누나라고 부르면 됩니다 닉네임이 깡아지 풀인데 좀 줄여서 깡지 누나라고 불러요 <laughs> 깡지 누나 네, 안녕하세요 <laughs> 누나 저 하트 눈 있어요 아 어디야? 이게,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어... 누나도 혀 넣어달라고요? 혀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혀까지 넣으면 너무 변태 같아서 넣는 걸로. 혀까지 넣으면 너무 변태 같아서. 혀까지 넣으면 너무 변태 같아서. 혀까지 넣으면 너무 변태 같아서. 그래요, 저 변태요. 에에에에 나는 내가 좀 변태 입장에서 너무 변 누나 <laughs> 변태 아니에요 저요? 어, 완전 변태인데요? 아, 근데 사람은 어? 뭔가 성기가 달린 이상 변태가 맞아요 숨기는 거예요 맞죠? 성기요? 어, 네? 왜요? 성공기원 아,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제가 눈치가 없어 어, 성기발기 음. 몰라요, 성기발기. 성공기원, 발전기원 줄여서 성기발기. 아, 아 어. 뭔가 야한데요 누나 아 기분 탓이야 기분 탓아 기분 아, 탓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럼 그럼 그럼 하지 않아요? 맞아 야, 야한 방송 야짱 방송 건전한 방송 A few inches later 이거 움직인다 <laughs> 아, 누나 그거 좀 위험해요 <laughs> 누나 그, 그건 좀아 어딜 보는 거예요? 아, 거기 민감한 곳이. 아, 안 돼. 안 돼. 가만히 있어. 안 아, 돼. 네. <laughs>